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악뮤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리끌레르 어, 추측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해볼까요? 예. 범위가 진짜, 너무 넓지? 어, 범위가 너무 넓다 근데 우리 둘이 똑같을 거야 진짜? 응. 샐러드? 어, 전혀 아니지 저는 샐러드 떡볶이? 땡. 또 음식 끝. 종류가 뭐가 있지? 끝났어. 틀렸어. 제가 먹은 음식은 치킨입니다. 오빠 집에서 먹었잖아. 언제지? 어제? 아, 아. 1승. 나올 <laughs> 뻔했어. 아, 아, 보여주는 거야? 어. <laughs> 아, 보여주는 줄 알았네? 아니, 오빠야말로 토. 아니, 우리가 서로한테 그걸 많이 써서 그렇지. 그걸 많이. 그런 통상적으로 많이 쓰진 통상적으로 않아. 쓰진 않아? 음. 그러면 나는 그 선글라스 낀 이모티콘 할게요. 나는?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음, 네, 하트 뿅뿅 이렇게. 아, 아, 아 그거 그거. 아니요. 좀 불타는 하트요. 그 신규 이모티콘 중에 하트인데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게 있어. 그 마음에 들어서 요즘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쓰고 있어. 음. 오빠는? 난 내가 그걸 많이 써. 네가? 아 오빠가? 응. 어. 아 내가 한 번도 못 본 거구나. 오케이 둘 다 틀렸네요. 어 잔나비? 아, 아직도 이 취지를 이해를 못했어? 세 번째 질문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 노래 엄청 잘쓰어요 이거 나 잔나비 땡 바뀌었어? 바뀐 건 아니고 내 최애는 잔나비지만 요즘은 골든팝스 노래 아, 음, 그래. I felt the right 요즘 음, 음 아, 다시 아, 그걸 들어? 음 요즘 다시 듣고 있어 그렇답니다 저만 맞췄어요 또 이찬혁 복수하고 싶지만 맞아 <laughs> 너는 먹방 정답입니다 종류별로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착장 사진 땡 예쁜 옷을 입을 때 찍은 건 맞아 그럼 언제겠어 으이, 그이 화상아 이, 이 화상아 밥 사진? <laughs> 됐다 됐어 그 있잖아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아니야? 난 사진 안 찍어 난 찍기 전에 먹어 오빠 사진은 왠지 지나가다 마주친 꽃 한 송이? 아니야 근데 아니야? 틀렸어 뭐였어? 어제 찍어서 올렸어 아 그 초록색 작장? 음난 오늘 찍었지 디올 옷 입었을 때 찍었어 어... 한, 한 편만 봐야 한다면요? 앞으로 아 저기요 추측 인터뷰야 알지? 까먹은 거 아니지? 아너 지금 보니까 얘기하려 그랬지 어. 뭔가 아 제발 알았어 근데 나는 널 알지 너는 얘기해봐 아니 오빠가 말하라고 오빠가 싱스트리트 그래 맞습니다 싱스트리트 맞췄고 글쎄 오빠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뭐야 그럼? 최근에 응. 되게 재밌게 뭐임 <laughs> <laughs> 잠깐 잠들었어 너무 느려가지고 영화는 아닌데 넷플릭스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최근에 리팽 되게 음...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먹을 때? 정답! 오빠는 혼자 집에서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고 왈츠 출 때? 정답 오빠 딱히 안 먹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딸기? 딸기? 어? 딸기야 오빠? 응 아니 너도 난 아니야 난 샤인 머스켓 그럼요 잘 알지 잘 알죠 이 정도면 잘 아는 거지 이때까지 악뮤였습니다. <laughs> 마리끌레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재밌게 찍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랑 알람 설정도.